살이 찌면 손발도 찢어 희망이 같아 여 목이 타시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림 원장입니다 팔뚝 지방피부로 제니 같은 일자 어깨, 일자 팔뚝 가능할까요? 팔뚝 살이 제니처럼 될 수 있느냐? 네 대부분 아이돌들은 전체적으로 골격이 작아요 제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지만 특히 팔 같은 경우 뭐 근육이 많이 늘어나는 운동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근육을 이용해서 꾸준히 모양을 유지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뼈대는 평소에 얇은데 갑자기 살이 쪄서 지방이 많아져서 어, 흡입을 한다면 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지만 만약에 근육량도 크고 뼈대도 큰다면 조금은 좀 무리지 않을까 싶어요 동일하게 나올 수는 없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모양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모양이 나오겠다 지나친 뭐 상상은 금물 아, 이런 식으로 어. 저는 될까요? 아, 봤을 때 음, 상상은 금물 뒷목도 흡입 가능하나요? 어, 뒷목이라고 하면 어깨 탁탁 쳤을 때 누구세요? 여기 잡히는 거 음. 목 바로 아래 등이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대부분 근육이 많은 경우가 많고 지방이 좀 있더라도 아주 살이 많지 않으면 어, 지방을 좀 뽑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 목 뒤쪽이 어, 이제 승모근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승모근의 근육 사이즈를 줄이면 같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일단은 뭐 등을 흡입을 하고 이쪽이좀 도드라진다면 보톡스로 좀 사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흡입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잡아봤을 때 근육이 많지 않고 지방이 좀 많다면 같이 흡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쇄골 부분도 지방을 되나요? 쇄골은 이제 부유방에서 여기서 안쪽으로 이어지는 여기 뼈 바로 아래살인데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흡입을 권하진 않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쇄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목에 있는 살이 적어야 되고 그 아래쪽 살이 적어야지만 이게 뼈가 도드라지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도드라지려면 일단 살이 많이 빠져야 돼 네. 아, 이게 하나하나 이거 지방 흡입으로 조절하다 보면 위험, 위험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음. 모양 맞추기가 좀 힘들고 세월 자체가 이게 떠있는 뼈라 음. 최소한 아, <laughs> 최소한으로 어,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흡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혹시 손이나 발도 지방 흡입이 되나요? 손발 어, 보통 살이 찌면 손발도 찌죠. 찌긴 하는데 음, 손발은 되게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고 되게 섬세하고 쪽은 인대와 근육, 신경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어, 복잡하고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선발 자체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지방이 많지 않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